얼굴에 뭔가가 튀니까 손을 만져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 피가 막 범벅이 돼 있으니까 <laughs> 반갑습니다. 저는 오징어 게임 306번 양미선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얼굴에 뭐가 튀어서 얼굴을 만졌는데 그게 피라는 걸 보고 놀라서 소리친다 이런 지시문이 있거든요 그 상황에 빠져서 그냥 연기를 했을 뿐이지 뭉크의 절규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뭐 이런 건 전혀 <laughs> 없었고요 그냥 두 줄 지시문이었어요 306번 여자 총에 맞아 죽는다 이런 지시문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조 감독님이 시나리오 보내주셨을 때 되게 웃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총 맞아 죽는다가 끝이에요 <laughs> 어, 내가 예고편에 나오다니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역할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예고편에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히 학생을 통해서 어 선생님 거기 선생님 나와요 굉장히 임팩트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저는 워낙 제 연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죠 우선은 아빠가 매일 넷플릭스 들어가서 매일 그 장면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계속 돌려보세요 너무 좋아하셔서 음. 현장에서는 실제 총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서 있으면 그 관계자분께서 다리를 이렇게 살짝 건드려 주세요 <laughs> 그러면 그게 총 맞는 느낌이라 생각해서 직각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통증이 좀 있었어요 어, 이건 좀 이상적인 건데 제가 시골에서 굉장히 어렵게 연기를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좀 힘들게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학교랄지 그런 거를 조금 추진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음. 그 댓글도 재밌었다 왜 움직이셨나요 이거였나? 움직이지 않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 저도 안 죽고 싶었다고요 <laughs> 이거랑 조금 비슷했던 느낌이 이제 넷플릭스 킹덤 거기에서 이제 좀비 고정으로 나왔는데 오디션은 3차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없이 그냥 좀비 역할로만 이렇게 묻혀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어, 끝까지 가고 싶죠 너무 <laughs> 드라마나 영화에선 재밌게 봤을 수 있지만 이게 크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또 바로 묻힐 수 있는 그런 스쳐 지나가는 역할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고 어, 그 관심에 너무 감사드려요 우선은 오늘 인터뷰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또 나름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구독자분들 그렇게 관심 가지고 질문하셨던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. 진짜 진심으로. 사랑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